쳐버리네 이거 내가 열어놨네 이거 2020년 10, 12월 15일 누구요? 에이! 당신 나와봐. 어이! 당신 나와봐. 나와, 나와, 나와. 뭐야? 문 열라 했어. 당신 나와, 나와, 나와. 뭐야? 뭐야? 나, 뭐, 저 뭐야? 문 좀 열어봐요, 저기요. 어? 열었어요, 방금 혹시? 혹시 열었어? 와! 어? 와! 아! 아! 와, 뭐야? 여기 3층인데 누, 누구야? 누구야? 어? 나, 나! 나! 바람이지라오 바람이지라오 바람인 걸로 거기 있어요? 망자가 있긴 있어 지금 망자가 있긴 있어 자잘말 하면 대화가 될 수 있겠군 자 여기 주인은 아니십니다 머리가 여러분들이 잘 안 보이실 건데 잠깐만요. 일부러 여러분들 빛을 낮춰 빛을 낮췄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여자예요.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정도 되어 보이는 여자입니다. 잠깐만요. 몰골이 많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빛을 낮췄습니다. 몰골이 많이 아니에요. 자, 어? 잠깐만요, 잠깐만요. 어? 어? 자기야 아니 아니 저기요 누나 아니 왕자님 자 제가 뭐 가지 마시고 자 어디 계세요 잠깐만 와 여러분들 지금 방송을 하면서 이코리가 공포방송을 하면서 직접 보면서 도망가지 않고 모습을 여러분들한테 물론 보이지 않죠 여러분들은 쪼렙이니까 에, 예. 나는 영원는게 보이지 이렇게 가늠할 수 있는 형체를 모습을 바로 앞에서 드러내고 대화를 시도할 뻔한 지가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와 안타깝네 얘들아 싸우지마 얘들아 아 진짜 조금 아쉽네 오늘은 현상이 아니라 어떤 그런 뭐지 현상도 있었긴 했지만 초반에 엄청 좀 지리긴 했지만 그래도 뭔가 그 뭐라 해야 되지 그래도 뭔가 대화가 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거든 아따 씨 아따 존나 아쉽네